달콤나 아, 이거 마코리 목포 마코리 어, 라이스 와인 오늘 오늘 이거 이거는 좀 정리할 거예요 이게 This is like fossil l o l k s l i e fossil to me 이거 먹어 아마 먹어도 돼 이거 술탄만 그냥 그냥 이렇게 해 Guys don't copy me 여러분 나 포로하지 마세요 이거는 무서운 거예요 아니 근데 쭉 다쳐 그냥 for the feeling 이거는 옆에 이, 이거 있는데 이거 못 뭐 찾았어 나 그냥 예쁜 거 하고 싶어서 아니 근데 왜 아직도 아저씨 이렇게 하면 아저씨 이런 거사아안 있잖아 우리 간부 간부 있잖아 어, 이거 됐다 아니 큰 것도 좋아 큰 것도 좋아 빽빽빽 이거다 우진 어 活 지금은 지금은 지금은 지금은 오오오오오 어, 어, 어, 올라라 온다 온다 온다 온다 온다 온다 잘못 보면 이거 포카인 녹이는 느낌인데 잠깐만요 Hey guys I need to I need to melt it a little 에, 예, 생각보다 좋으네더 어, 빨리 아다를 너무 많이 넣었어요 수다 진짜 조금만 넣어야 해요 수다 많이 넣었어요 오. 어. Pretty, please be pretty, please be pretty. <gasps> 오, 오, 오, 마미. 오야, 오야. 아, 이거 예쁘다. 아니, 이거 진짜 예쁘다. 와우. 완벽해. 이야, 진짜 예쁘다. 술단좀 넣고. 큰 거다 아 근데 이거는 쉐이프 안 예뻐 뭐 근데 큰거 오. 아 아쉽다 이게 아 좀 아쉬워 여기 cover this 이거 이거 빼고 이렇게 이거 magic 아니에요 This is not magic This is reality guys 어? 어떻게 이거 열로 이거 어떻게 타이머 1시간 <gasps> 아니 아직 아직 아직 알지도 사람은 믿냐? 제발 그만해 나, 나 무서워 이러다가는 다 죽어 다 죽어 다 죽은단 말이야 나, 나 무서워 그만해 와 이거 엄청 딱딱해 이게 오 어, 이거 맞아 이거 느낌이 맞아 이거 중간 사이즈 그 종이 종이 하나 이거 딱딱해 무거웠어 Throw when you are close to floor. やばいおお See, you can see the, you can see the, 어, 이거, 네, 볼수 있어, 이거. 456번, 통과. Thank you.